2021년 3월 11일 여행 14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이전에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불이 뻗뜩했어요 여기선가? 예. 근데 오늘은 불이 뻗떡하지는 않네 불이 뻗떡했거든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어? 열려있네 원래 이렇게 돼있어 어? 뭔 소리 뭐야? 아, 아! 아! 어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요 방금 잠깐만요 여러분들 저기요 잠깐만요 왕자님 어... 저... 아까 집 보고 들어간 거야 예, 여러분들 분명히 아까 집 여기서 제가 같으에 여기서 저 칼을 뽑고 뒤로 돌아서는 순간 그냥 뭐가 바닥을 훑듯이 소복 같은 게 쑥 지나가지고 어디 쪽으로 갔어요 여러분들 어? 어? 아, 아, 아, 아, 뭐야, 아, 뭐야, 내 안, 따라, 아, 아, 잠깐. 私がいないでいいのか。 잠깐만요. 잠깐. 아, 잠깐만요.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. 어? 아, 잠깐만 나. 어디 계세요 아, 분명히 이 신발이 와 잠깐 아, 아,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아, 아, 아, 아, 잠깐만. 아, 어, 아, 아, 아, 아. 아, 잠깐만. 아, 뭐야 길이 복불복이다 복불복입니다 돼지든 사람든 복불복입니다 아, 뜨거, 아 뜨거. a 아. 어딨어? 어? 어? 잠깐. 어? 어? 어? 뭐야? 어? 누구세요?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어? 아, 아! 아! 아! 아! 아! 아, 여기 안 되겠다. 도대체 무슨 한이 그렇게 맞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이 다음 사람에게는 다음 사람에게는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. 예.